태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냐 한진아 응 네. 알았어 도마도 사 도마도 포시기 가만히 지않 2 0 0 2 0 0 비싼 거 사요, 이거. 돈도 먹고. 그래서 엄마 나오신다, 이제. 천원, 천원. 엄마 나오신다, 엄마 나오신다. 아, 어, 뭐. 가자, 이제 엄마 나왔다. ทำไมจะต้องคอโอ้